나야 네. 나가지고 무세요 MC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많이 뒤집는 색상 오케이 아까 색깔 정했지 어. 어. 난 기억 못해 나 핑크 그. 자 거기 노란색 노란색 셋넷어잘 안 보여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 <clears throat> 작전 타임 할게 있어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왜 이렇게 많아? 다 해? 스물네 스물다섯 이게 노란 색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아 이렇게 했으면 정확히 정했다고 말씀 해주시 <laughs> 아, 자, 자, 그러면 자, 섞을, 자, 섞을게 자, 어, 막. 자! 우와! 자, 1분 30초 동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자기 색상으로 많이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준비! 자, 준비됐으니까? 네. 자, 지하팀, 웅개팀 소리 질러! 예! 와간다 뭐해 뭐? 오케이. 자, 태호 이상팀 소리 질러! 아! 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 웅재야! 웅재야! 웅재야 빨리! 웅재야! 야, 웅재야, 웅재야 빨리. 야, 내가 내가 할게. 웅재야, 빨리. 웅재야. 야, 원래 이런 얘기 아니라. 웅재야, 웅재야, 뒤집어. 아! 야, 야, 토할 것 같아. 우리가 야 50, 야 50, 만나야죠. 50초 남았어, 50초. 야 돗자리 안에서 해야 돼, 돗자리 안에서. 야 우리 무동색이야? 야 돗자리 안에, 야 돗자리 안에서 해야 돼, 돗자리 안에서. 야 돗자리 안에서, 돗자리 안에서. 아 안나안나 아, 아, 아. 야 30초다 30초 얘들아 30초 야 이거 분홍색 야 저기 있잖아 야 게임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맞아 분홍색이야? 분홍 야 분홍색 야 상아 분홍색이야? 어. 아 뿌리 노란색 아 노란색 자 이런 무슨 색인지 몰라 야10아8 7 6 5 4 3 2, 1. 그렇지. 동작 그만. 그래, 동작 그만. 어, 그만. 그래, 그래. 야, 동작 그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를 바닥에 놔야 돼. 바닥에 놔야 어, 돼. 끝이야. 30초 추가, 30초. 아, 끝이야. 자, 아, 끝이라고. 아, 끝이라고. 일단 일단 일단 아, 너가 그럼 가져가줘. 어, 야, 이거 너가 몇 장인지 세주면 되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지- 그거에 아, 찼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우와!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아, 무대 도와 무대 도와 무대 도와 이것도 세봐 아 이것도 세봐 이것도 세봐 자 이거 세볼게 이거 세볼게 무대 더 많아 근데 여기도 보이지 맞아 이거 뭐가 아. 생겼네 <laughs> 아니야 이거 방금 노란 생겼잖아 셋넷 다섯 이거까지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아니야 이거까지야 이거까지 이거까지야 열다 아 근데 우리가 25개월 놀아도 25개 여덟 열홉 스물 어?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아! 아! 와칸다 포에버 아, 아. 자 일단은 아, 힘들었다 자 와칸다 포에버 팀 힘들어 뭐, 저희 2승 했어요? 어 거의 뭐 적이 없어요 무적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두 번째 게임 갈게요